아, 와. 자, 지 씨. 네. 정 씨. 네. 재엽 씨. 네. <laughs> 자, 우리 여기 왜 모였죠? 아, 저희 이번 앨범에 이거 네. 앨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저희가 앨범을 이렇게 하나 하나 잘 살펴보기 위해 맞습니다. 저희 자매뷰 팀이 자매뷰 팀이 또 이렇게 아, 등장하게 되었어요. 네, 그 여튼 네. 뭐 진영 말대로 좀 우리가 이번에 비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네. 차차좀 앨범을 보면서 네네. 한번 약간 리뷰하는 좀 시간을 네네. 좀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죠 한번. 네, 네. 이 앨범이 저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난 일단 이 앨범 약간 백과사전 같이 맞아요 두꺼워요 이이 이 개인 컷들 이거 있잖아요 어. 이 얼굴 어. 그 흔히 말하는 얼박샷이라고 하죠 <laughs> 얼박샷 얼박샷 네 그쵸 <laughs> 네. 이거죠 아, 네. 아이 얼박샷들이 그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너무 이뻐요 잘 나왔어요 <laughs> 네. 사진들이 다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이쯤 되면 귀 뚫는 게 어때요? 아, 네. 아, 요즘 안 찹니다. 아, 요즘 안 차요? 아, 유 귀질 자주 찼더니만 귀에서 아. 멍이. 아, 우리, 우리. 아, 아프더라고요.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 슈가. 아, 슈가야. 그지. 뭐 사진들이 다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아,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붙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요 뒤에 이거 짤막하게 요,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네. 아미들도 이제 여기 적고 싶은 거 적으라고. 아 노트 노트. 아, 네. 네. 저는 음. 보컬 적인 거 그런 네. 거 써놨어요. 어디 포인트 주고 어떻게 부른다. 이게 어, 또 포토카드. 포토카드들이 원래 랜덤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다, 음. 그래요? 다, 다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번에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음. 같아요. 요거를 꽂아가지고 액자죠? 액자 액자 액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액, 액자 느낌으로다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이렇게 해서 네. 뭐 저기 간단한 걸 붙여놓은 네, 거예요 네, 네, 저 이게 그, 멤버들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자 이거 누가 찍었어요? 그거 는 RM 이건요? 그 슈가 그림입니다 아 슈가 그림이구나 이건요? 이거 아, RM 제가 찍었어 <laughs> 이건요? RM이요 <laughs> 이건요? 랩몬스터? <laughs> 이건요? 남준이? 어 이거 다 우리가 찍은 거예요? 어 우리가 찍은 거예요. 어 진짜? 약간 엽서로 쓰기도 좋고 그치, 좋네요. 그치.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니스트랑 가사지 우리가 직접 쓴 가사지가 나오죠. 요게 이제 네. 하나로 이렇게. 네. 그렇그렇그렇 우리 그 저기 방탄룸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쓴 거. 네. 아. 야, 저는 진짜 이게 제일 안된것 아, 같아요. thanks to가 게다가 또 여기 있네. 그쵸 뒤에 돌아보면 딱 땡수가 있어요 저는 이 땡수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할 분은 많지만 이거를 계속 한 분 한 분 적는다라는 거를 매일 앨마다 힘들죠 네. 제가 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미만 썼어요 그냥 어찐 심플해요 야 남주정이 진짜 필기체로 진짜 잘 적었다 이거 음. 다이너마이트 어디? 이거 가사 여기 어우 정국이 신경 써서 썼는데 좀? 아 가사진데 이거 못 뭐, 알아보면 슬프잖아요 아, 윤경 진짜 윤경 같이 썼고 여튼 이런 이런 가사니까지 완벽합니다 진짜 병 네. 봐도 누가 봐도 제이홉인데 네. 글씨체도 일단 저희 <laughs> 이제 이거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음. 어 약간 이거 약간 좀 햄버거 느낌이네요 빵 사이에 패티, 패티 고기 양상 어, 예. 치즈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요거 딱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렇죠. 아 오늘도 뭐 BTS를 보면서 하루를 네. 마무리한다 어. 네. 에, 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아 잘하네요 에. 진여 약간 표정 애매한데 아 이거 제가 눈 가, 재채기하기 직전에 찍었어요 이거. 진짜 약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인데 지금. 음, 포토북을 보고 본인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본인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멤버들 사진도 한 장씩 한번 골라봅시다.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네, 예, 일단 본인 사진부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네. 있는 네. 이 단체 사진인데 네, 이때 저희가 진짜 그 배고파가지고 피자 아, 시켜서 먹으면서 그쵸. 찍었잖아요. 맞아, 맛있게 먹, 먹으면서 찍었죠. 그래가지고 어, 이때 나야무지 먹으려고 그래. 그때 기억도 나면서 새록새록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사진은 이거 아 봐도 봐도 잘생겼어요 진짜로 아 잘생긴 게 최고입니다 진짜로 제... 제... 아지 아, 마음에 들었지 음... 예. 어 나는 요거 내 개인적인 사진 요거다 어떤 거요? 요겁니다 멋있죠? 뭐어 음. 멋있네요 어, 되게 어. 이 제가 이제 스피커를 또 좋아하고 또 색깔이 또 어두컴컴하니 음. 잘 나왔잖아요 사진 항상 남, 남의 사진은요? 남의 <laughs> 사진 남의 사진 남이? 우리가 남입니까? 남의 사 나는 아니잖아요 아, 그죠 뭐 우리가 남인겨 아. 저는 약간 이 착장 때가 좋았는데 여기 있네 아 이거 비 오기 직전? 예, 요 딱 요 요 단체 사진이 음. 엄마 찢어졌네? 어 그건 찢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네 아 저는 요 요거 요 착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멤버들이 탁 멋있게 비 오기 직전에 딱 잘 찍어준 사진 이 음. 사진이 진짜 이거 촬영 딱 끝내자마자 비가 진짜 우두루 광꽃처럼 쏟아졌잖아 그렇죠 요 사진 요 사진 네. 요 사진 진짜 마음에 드네 아, 예쁘네요 맞아요 뜯어지니까 좋은데? 자 저는 흑백 흑백 네, 흑백 사진이 좀 더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체 사진은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끼리 그 딜러가지고 음, 사진 찍는 거 네.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 압을 네. 주면은 사진 찍기 옛날 카메라 세, 게 눌러야 되는 세게 네. 그리고 음,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필름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못 찍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인당 두컷 네. 음. 얼마? 비싸 비쌌어요. 비싼 걸 떠나서 그 필름 자체가 존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네. 그게 비싸지는 있 거지. 음. 자 그다음. 자 우리 이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맞죠 맞죠. 이거를 이제 이 액자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네. 사진이 네. 맞네. 그니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다. 아 이거 약간 위태로워 보이네. 유, 리 깨진 유리. 어, 어, 위태롭다. 저는 약간 G.O.D 형님들 느낌으로다가 파란 하늘 음, 아 이거 꽂을 수가 있구나 음. 여기 음. 딱 맞네 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예, 어떻게 딱 맞아? 오 이쁘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음, 이렇게 오오 어. 어. 어때요? 이 사진들을 이은 고루가 있어요? 있습니다 안들어 네, 진영 뭐예요? 저는 이게 거울을 그 거울에 채워진 사진이잖아요 네. 다른 근데 한 면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거울로 비춰진 또 다른 또 이그 음.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음. 의미에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좋군요. 네. 네. 네 정국 저는 이 거울 이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졌지만 내할 일을 하고 있다. 오, 맞지 맞지. 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어. 약간 이런 거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하지만 와장창 깨져버리면 돌이킬 수 없지 않나요?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죠. 어. 어, 수리 기사를 부른다. 어. <laughs> 역시 기사님. <laughs> 네 저는 그냥 파란 하늘이 좋아가지고 파란 네, 하늘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땅을 보면 기분이 나쁘나요? 뭐뭐 뭐 그렇지만 않아요 하늘천 따지 검을 연누르와 멤버한테 하고 싶은 말 이제 가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가사지를 봐봅시다 자 봅시다 자, 어...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이게 보이네요. 내 방을 여행하는 법에 네. 그럼 뭐 여길 내 세상으로 바꿔보지 뭐. 어. 예. 그걸 누가한테 해주고 싶어요? 이 아미어로 아미어 아, 많은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거울 선택한 것처럼 음, 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내 세상으로 바꿔서 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음. 마음에 그쵸, 네, 그쵸. 저는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아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스테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어, 그쵸. 저는 항상 당신들 옆에 있는 걸요. 아니죠.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너가 어디 있든지 뭐가 중요해. 네. 우린 팀인데. 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정국이한테 어, 디스코 오버로드.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o. 아, 이런 예. 말을 싶어요. 네, 알죠, 알죠. 네? 무슨 뜻이죠? 제이홉 다이아몬드인 거 알죠. 언제 어디서는 내가 빛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자기 자신 그런 느낌으로다가 정국이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호명 언제나 빛이 났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한테는 음, 어, 내 마음 여행하는 법에 답답해 미치겠어라는 얘기 <laughs> 아, <laughs> 장난이 장난. 저 최혁 씨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어, 어 네. 배달 음식은 땡땡땡. 아, 네, 땡땡땡. 아. 맛있는 걸로 시켜 드시라고. 아, 네네네, 네. 좋아요. 아, 허병한테 딱 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차가운 날 녹여줘. 아. 저 형은 항상 이렇게 네. 어, 누군가의 마음을 사려 녹이는. 아. 바람직한. 네. 저는 저는 우리 멤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음. 제발 혼자 두지 말아줘. 너무 아, 아.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개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 좋은데? 옆에 언제든지 있어줘 멤버들한테는 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뭘 것 같아요? 버려 가가가가가 버려 가가가가가가 와 그래 감사합니까? 멤버들 와 그래 감사해요 버리십시오 아병병병병병병 <laughs> 저희는 아, 함께 쳐나가면 됩니다. 무서울 네. 거 없습니다. 겁을 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멀리는 슈가 형한테도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데 <laughs> Life Goes On에 몹시 아프네. <laughs> 지치겠다. 저도 그거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마, 지막으로 네. 제가 형한테 가사를 어, 아프지 네. 마세요. 표현하고 싶은 가사는 자 떠나자 푸른 바다로. 음. 차 떠나자 푸른 바다로 한번 나중에 한번 가시죠 아 갑시다 네. 자, 다, 다 골라왔나요? 다 골랐습니다 저는 라이프 고즈온이요 네, 라이프 고즈온 이런 건 저도 필요합니다. 라이프 고즈온 한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lue & Grey. 저도 블루앤그레이 한 표 하겠습니다 저도 Blue & Grey 한 표 할게요 Blue & Grey <laughs> Blue & Grey 특별 자 정우씨 그 다음 뭐할거요그 다음 병 하겠습니다 오 어, 전 Stay 할게요. 어! 먼 아는 거. 아, 먼저 알지. 전내 방을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오케이, 좋아요. 내 방을 여행하는 법. 아, 그러면 이제 블루인 그레이 3표, 라이프오존 표 그렇죠, 그렇죠. 됐어. 아, 5, 6, 7, 8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 내려 자 그리고 블루인그레이 네 Where's my angel 하루의 끝을 드리운 Summer come and set me plain 지지 하루의 한숨뿐 사람들은 참 행복한가 봐 Can you look at me cause I'm blue and grey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 네. 나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파란색 물음표 어쩜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뭐 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선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저 서슬퍼런 그림자 오, 어, 예. 약간 뭔가 시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야. 랩이었어요 아, 랩이었어요 <laughs> MC 진이었다 네 자, 자, 이제 각자 이 앨범을 보고 이, 이 스티커 있죠? 이 네, 네 스티커로 네, 각자의 별점을 별점. 주시면, 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앨범 평을 이때다 한번 써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앨범이니까 당연히 다섯 개 줘야죠 저는 다섯 개뭐 끝나지 않습니다 오. 아니 스티커가 몇 개인데 다섯 개로 끝나요 제가 살짝 실망스러운데요 그래요? 아딱 다섯 개만 붙입시다 그래 일 커져요 네 얼마나 이뻐요 됐어, 역시 최고의 앨범 자, 자 다들 별 몇 개 줬어요? 저요? 한,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개 줬어요. 아, 진영 뭐셀 수가 없네요. 저 19개 줬습니다. 아, 저는 깔끔하게 다개 줬습니다. 와, 아, 100점 아, 만점입니다. 왜 19개죠? 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붙였습니다. <laughs> 네. 예. 뭐라고 저는 많은 분들과 이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음. 라고 적었습니다. 제 1번 듣는 순간 태어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역시 최고의 앨범, 곡부터 앨범 안 패키지까지 완벽 그 자체 앨범. 우리 아미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의 촬영이 끝나게 됐는데 아. 예, 뭐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희의 영혼이 깃들여진 앨범이다 보니 네. 사실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게 애정이 많이 가고 예. 네, 너무 음, 너무 소중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하. 아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깔끔하네요. 네. 네,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저요? 네. 네. 마청이니까 자 이렇게 저희 앨범 리뷰가 끝났는데 어, 저희와 함께 이 많은 앨범 어, 이 앨범 추억 같이 공유하길 바라며 하나 둘 셋 하면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로 깔끔한데? 지 역시 아, MC 진이야 MC 진진이 매끄러워 자 하나 둘셋 앨범 사랑해세요 <laughs> 심- 지어 나도 까먹었어 뭐라 <laughs> 해야 되는지 나도 까먹었어 자 앨범만 저, 아.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A 스포츠 <laughs> 자 지훈씨 네 저희 앨범이 이렇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또 아, 또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또 즐거운 날인 게 빌보드 한 200의 또 1위의 앨범 아 이런 영광의 앨범이구먼요 눈 뜨자마자 또 기사부터 찾아봐서 아, 감사합니다 와, 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 한번 저희가 리뷰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음, 아 아주 심플해요? 그냥 흰색 박스예요. 약간 요즘 요즘 신축 아파트 벽지 재질이에요. <laughs>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너무 아쉽. 너무 아쉽. 자, 자 공개. 아. 전이 아, 아, 아 잠깐만요 전기 새끼 손가락 으아 으아 여기 박았어요 아, 피카츄야 뭐야? 열어주세요. 아.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어요? 겉에 이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음, 이 앨범명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뭔가 이 검은색이 전 훨씬 예뻤던 것 같아요. 음 형, 이 적은 이 글씨가 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앨범이 아주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은 아미분들이 한 권에 정말 여러 사진들을 볼 수 있다는 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photo card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와우. 나눠져 있지 않고 한꺼번에 다 들어있기도 하면서 아, 이제 아미분들이 한 권으로 이제 저희들의 사진을 마음껏 보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구성을 한번 쫙 꺼내 볼게요. 한번 쭉 꺼내서 한번 소개를 쫙 해주세요. 어. 야 이거 멤버들이 직접 찍은 사진 아니야? 네, 어, 사실 이거 저희 집 식탁이에요. 지금 밝혀드립니다. 네. 위에 있는 건 이제 분재들 이 잎사귀를 어, 입, 따기라고 하거든요. 7월에 입따기를 해줘야 되는 단풍들은 입따기를 하고 나서 그 입을 약간 해서 약간 컨셉. 어, 본집의 식탁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TMI, 예. 처음으로 가장 크게 들어있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찍은 자켓. 그렇죠. 사실 화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 근데 첫 사진부터 너무 이 예술이에요 예술 아 약간 너무 잘 찍었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야 이거 무슨 화장품 광고 같아 피부 너무 좋아 아니 잠깐 우리 구성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자 우선 이, 이 그 커다란 자켓 커다란 자켓 채 우리의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king book, 네, 흑백으로 나눠져 있고요 making book. 그 다음에 어, photo card가 지금 거의 뭐 아, 포토카드 몇 개예요? 여덟 개에다 네. 폴라로이드까지 있어요 폴라로이드까지 있고요 멤버들이 직접 찍은 엽서 가사지 그 다음에 아 이건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아태형이 얼굴이 포스터. 그냥 빡. 포스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태형이 얼굴이 딱 시작부터 딱 있네. 네, 태형이 개인 사진이었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네, 그 네. 아미 분들이 또 여기에서 이제 저희 photo card가 있잖아요. 네. 그 오른쪽에 누워서 찍은 멤버가 있고 왼쪽에 누워서 찍은 멤버가 있어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오쪽에서 누워서 찍은 멤버가 슈가 형, 정국, 남준입니다. 음. 그리고 왼쪽에 찍은 멤버가 제이홉, 귀, 진, 지민이에요. 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그냥 각자 자신 있 얼굴 쪽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어? 저 오른쪽을 더 좋아해가지고. 저거 저한테는 왼쪽으로 찍으실게요라고 해서. 아 진짜? 누워봐봐 해가지고. 나도 그냥 누워봐 해서 그냥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있어요? 다음 뭐 뭔가 뭔가 유아 일단 아, 여기까지 아,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 유닛 다얘기데 네. 유닛으로 하기에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사진 골라야 되잖아 또. 이 컨셉 진 잘했어요. 어, 귀좀 생겼네요. 아 예. 어, 태형이 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네. 지금 제가 아버지를 좀 닮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 각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각자 사진을 각자의 사진과 남의 멤버 사진 하나 뽑아줍니다. 아, 남이라뇨. 어, <laughs> 그럼 뭐 저는 아니잖아요. 네. 나는 아니잖아요. 어 냄준캠 냄준캠. 어 네이버 프로필 사진이네요. 냄준캠은 전 개인적으로 앞머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이 귀여워. 내려볼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오케이. 그럼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아왜 마음에 드냐면 굉장히 캄해 보이고 약간 뭔가 침착해 보이고 사실 그래서 침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뭔가 굉장히 심착해 보이는 이런 얼굴과 눈빛 아 굉장히 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 100점 아, 드립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네. 아 지민 씨는 약간 블러가 된 사진을 골랐네요 본인 사진인가요? 네, 흐릿한데 네. 아, 이런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 약간 스마폰으로 찍었을 때 흔들렸을 때 약간 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추럴한 스타일 네, 아 내추럴 내추럴 내추럴 y e 자연, 자연주의 저는 이 사진이 좋습니다 어, V 네 좋은데요? 컷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는 골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이거입니다. 슈. 왠지 No More Dream 때 그 얼굴이랑 똑같아. 진짜. 어 진짜 이영아 이영아. No More Dream 때랑 똑같아. 이거 사진. 여기에 뭐 금목걸이 걸고 스냅백 뒤로 쓰면은 No More Dream. 근데 저도 약간 이 사진 골랐어요. 슈가. 오케이 그럼 나도 마지막 한 번 보고 싶네. 슈가. 슈가. 어. 슈가. 뭐랄까 약간 그 빌런의 남주인공 같은 약간 옛날 그 아시죠? 세계 서열 1위 그의 비밀은? 뭐 그런 그 인터넷 소설 아, 아세요? 그 그러니까 이름이 반휘열이나 뭔가 약간 런 스타일 같은 약간 치명적인 뭐. 어떤 약간 뱀파이어 스타일 멋집니다 제 피를 주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 액자하기로 했지 전혀 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하고 진짜 있네 예뻐요 아무래도 네. 제가 지은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아, 나 내가 찍은 건 줄 알고 이거 했는데 잘 어, 찍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앨범이 마음에 드는 거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글씨가 많이 들어가서 좋네요 어, 진짜 좋아요 네. 저 친구는 좀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전혀 사이즈가 안 맞는 <laughs> 폴라로이드를 꼽아버렸어요 네. 아 저거 본드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비가 가려지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 귀엽습니다 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네 약간 느낌 있어요 난 남들과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의 추억이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라이브그 뭐지 여기 트랙 이거 가사 이거 적어놓은 것도 아 그때 열심히 썼잖아요 다들 다이너마이트 글씨가 너무 예뻐요 진짜 인정 아,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예뻤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썼습니다 지민 라스케리 내 방을 여행하는 법 어, 시계도 그렸어 지민이 어 아, 뭐야 근데. 커튼 뭐야 이거 나름 감정 쓰레기통 저거 이거 한 거야 아 이, 슈가형 가사에서 여기에 그게 때론 이방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되기도 뭐 돼도 날 안아주네 쓰레기통 어 태영 씨 글씨가 많이 정갈해졌습니다 태영 씨 어.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것도 어. 못 쓰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한 번에 공개하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한데 제가 글씨를 진짜 이쁘게 쓰려면은 그열 줄이 열 시간 걸립니다. 아. 오래 걸려서요. 진영은 딱 봐도 라이크 오전이구만 타이틀인데? 그래? 아 이거 진 형 어, 거지. 어 맞다 맞다 알파카 같은 글씨. <laughs> 알파카 같은 글씨. 어 약간 뭔가 털 털, 털 동물 같은 약간 글씨. 제가 약간 이런 글씨 좋아합니다. 블루앵글 할때 이런 난리에 쓰는. 그러니까 이런 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이런 거 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좀 보기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슈가 형에게 이 가사를 전하고 싶네요.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나 전하게 사람들은 말에 세상이 다변했대음 음 음, 음, 음.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아 진혁이 좋아하는 가사죠 그렇죠 윤경에게 아, 우리 사회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네요 형이 병원에 있어도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 심지어 병원에 있지도 않구나 <laughs> 네, 지금, 지금 회복하고 있죠 <laughs> 네. 지혜민씨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은 너무 작지 그래 나의 꿈을 담기에 야야야야 슈가 형의 가사네요 뭐라고요? 이 방은 너무 작지. 그래 나의 꿈을 담기에 야야야야. 아이 방은 너무 작지. 형이 방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형은 빨리 나와야 아, 돼요. 빨리 이 작은 방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요. 이 그래미를 사실 갈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아. 원인이 휴가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방에 아, 갇혀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말하고 싶네요. 네. 네 보고 싶어요. 음. B. B. 투 슈가. 저는 저 바람이 지나간 바다의 stay 굳은 입술로 내게 말해 stay stay stay stay 아, 그 방에 그냥 있으라는 얘기네요. 스테이 그 방에 그냥 머물러라는 얘기네요. 스테이 네. 네, 그 진 형 아, s 가 형, 그, 저 바람이 지나간 바다에 stay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슈가 형 바다에서 봐요. 지민이한테 오케이, 그건 어, 나 뒤에 얘기 아, 아. 인스타스나 그 무슨 뜻인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밤에 별 안에 음. 네. 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제가,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네. 어, 태영 씨가 이제 별들 속에 있을 거니까 아 어, 별을 보면서 날 생각해라. 음, 아 그런 뜻 맞죠? 약간, 약간 밤에... 본인을 생각해라. 그렇죠. 별을 보면서 어. 아니면 별로 별들이랑 나... 같이 있을 거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별로 날 찾아와라. 저녁에 네. 저는 이제 매번 같은 하루들 중에 너를 만날 때가장 난 행복해 오케이 단순하고 심플하네요 어저 요거 또 하나 있어요 아 예 또 있어요 뭐죠? 스테이 중에 네. 미친놈처럼 알키 세잉 무엇을 쌩 하나요? 그니까 킵하는 거죠 아 뭐 와인처럼? 아, 이거 킵해주세요 이런 거. 아, 예. 아, 킵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죠. 아, 이거- 예, 뭐, 뭘 그래서 네, 제가 다 받을게요. 아, 네 받아주시는 네, 거예요? 제가 막 제가 답-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가 보내겠습니다. 아 이제 그 태영 씨는 약간 킵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음식점 가서도 약간 킵하고 네. 이런 걸 약간 우리의 행복을 지금 킵하자 네.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이런 거를 말하고 네. 싶었다. 그런 태영 아, 씨에게 어, 또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 또 지민 씨랑 같이 네. 어. 자 떠나자 푸른 바다로 우리가 함께 뛰어 푸른 바다 이 시국에 참 하고 싶은 얘 아니라. 그쵸 여기도 있어요. Aim and keep one two step. Keep을 한다는 거죠. 아 one two step도 keep한다 다 keep해버리네요 Like an echo in the r o o 저는 Life Goes On 다이너마이트 Skit 거짓말하지 마. <laughs> 왜 거짓말하는 거야? 아미분들 어, 앞에서. 사실 스킨 나오면 바로 넘기긴 해. 오케이 그럼 스킨 넘길게요. 네. 자 Life Goes On 다이너마이트 Stay 고르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Life Goes On 기본적으로 고르고 그리고 저는 Blue & Grey 또넣어고 잠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블루앤 그레이 잠시 라이프 고존. 네. 태형 씨? 저는 일단 라이프 고존이랑 네. Blue & Grey 하겠습니다. 한 곡 더요. 병 하겠습니다. 병. 병. 오케이. 어 네, 그러면 최다 득표는 라임 고전. 오케이. Goes On. 아, 불러볼까요? Let's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또 나오겠지. 우리 예능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아무 도 없던 듯이. 그 노래 부르세요. g e like goes on. Like an arrow in. 오케이. 오케이. 아. 앨범 총평인가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앨범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앨범에 어떻게 감히 별점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매기고 있죠? <laughs> 바다로 우리가 함께 그냥 같이 들어 잠시 바다로 잠시 10점 만점 중에 별 8개를 드리겠습니다 80점이죠 어. 이유는 20점은 우리 나머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20점은 나머지 우리가 우리들이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예예예. 안해 예, 예. <laughs> 얘네들. 뭐 박앤세일이에요? 도매 창고요 뭡니까? 예쁘네요. 네, 저는 별이 19개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만점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5점까지 주는 편인데 14점이나 음. 플러스 한 이유는 어, 머리를 쥐어 짜내도 안 나오네요 <laughs> 그냥 정말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실패했습니다 이 앨범을 총평해보자면 어떻습니까? 그 제가 그냥 팬으로서 이 앨범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 얼마나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었는지 노래만 들어봐도 가사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앨범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결국 이 앨범이 주는 메시지는 음...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만주 씨 어, 어떤 메시지인가요? I miss you 보고 싶어 그래 저 태양 씨 네? 어, 어떻게 올해 안에 완성돼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그 길게 하면은 제가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멤버들끼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나 그 비 온 게 아직도 생각나 우리 자켓 딱 찍자마자 바로 비가 쏟아져가지고 생각나세요? 호 호피 자켓? 기억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마자 빅서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바로 저희가 원래 BTS가 이제 제 별명이 있어요. BPS라고 약간 원래 비를 피해 다닌다고 해서 약간 BPS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시카고 작년 콘서트 기점으로 이제 그 비에 대한 어떤 피할 수 있는 징크스가 다 깨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낸 앨범이 비입니다. <laughs> 아 그렇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피해보자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제 점수는 한 200만 점입니다 예? 200만 점. 왜 200만 점이 네.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같이 만들었으니까 저는 200만 점을 주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o 마지막으로 한 주평 읊어주세요 태영 씨. I remember starlight. 네 아무튼 오늘 앨범 평가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뭐 저희 일 명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로 이제 완성된 앨범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평가한다는 게 조금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생각과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들으면서 그냥 가벼운 기분 전환이라도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사랑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